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볼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이 고통 아무리 크다 해도 아무리 힘을버려도

在眼中。